학교에서 서로의 손톱을 깎아주고 있을 만큼 가까운 두 사람. 혜연과 지연이 손톱을 깎는 목적이 영혼을 불러낸다는 주술을 위해서인데요. 근데 진짜 이걸 가지고 있으면 영혼을 부를 수 있어? 응. 영혼이랑 숨바꼭질하는 거야. 못 찾으면 어떡해? 나 숨바꼭질 완전 잘하는데. 걱정 마. 너 숨는데 뻔히 알아. 너도 깎아줄게. 줘봐. 그리고 혜연은 늘 지연을 닮고 싶어 합니다. 난 네가 부러워. 닮고 싶어. 뭐가? 네 눈 밑에 점이랑 네 눈동자랑 그리고 이거 하트 무늬. 아 뭐야. 나도 졸업하면 거기다 타투할 거야. 그럼 커플 타투 여기다 더 예쁜데 아직 예쁜 모양으로 하면 되지 봐봐 짠 예쁘네 그러던 며칠 후 지연이 다치게 되고 이런 두 사람을 이상하게 보는 친구들입니다. 친구 아니야? 아, 아, 왜 이래, 혜연아. 저번에도 저러다 걸렸잖아. 얼마 지나지 않아 혜연은 해서는 안 될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지연은 혜연이 떠난 이유를 제공한 친구들을 원망합니다. 그러다 지연은 혜연과 주고받은 문자를 확인을 하는데요. 그때 까맣게 잊고 있던 약속 상자를 보게 된 혜연. 만약에 둘 중 하나가 먼저 죽으면 남은 사람이 약속 지키기. 혜연이 일은 안 됐지만 그날 밤 지연은 혜연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상자가 있는 연습실로 향하는데요. 지아는 상자 속에 일기장을 펼쳐 그날 적어둔 혼수매식 방법을 읽는데요. 둘 중 한 명이 죽으면 남은 한 명이 혼수의식으로 떠난 영혼을 불러주길 약속합니다. 혼수의식은 죽은 사람의 연혼을 불러내는 주술이고 혜연과의 추억을 떠올리는 지연입니다. 냄새 좋다. 네 머리카락. 뭐야 난네 눈이 좋은데 넌내 머리카락이 좋은 거야? 응 <laughs> 지아는 약속대로 주술을 이용해 혜연을 불러낼 생각을 하는데 약속한 의식을 본격적으로 시작 나홀로 술래잡기를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술래는 지연 첫 번째 술래는 강지현. 그리고 두 번째 술래는 혜연. 두 번째 술래는 김혜연. 백가지 새, 이제 날 찾는 거야. 그렇게 모든 준비가 끝나고 술래로부터 숨는 지연 그리고 백0초가 지나자 진짜로 혜연의 영혼이 나타나고 그리고 바로 혜연이 사라지고 혜연아 어디 갔어? 지아는 의식을 잘못 치렀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을 하는데 제대로 했는데 이때 뒤늦게 발견한 찢어진 페이지 거기엔 혼수미식의 마지막 단계가 적혀 있었는데요. 한숨으로 부르는 영혼은 산 사람의 살을 먹어 생명을 다시 얻는다. 그리고 그 마지막 단계를 위해 혜연의 혼이 다시 나타나고